사이가 쓰기 싫어! 좋아요와 구독 아! 처음 본 총을 집는 게돌잡이에요 뭐 돌잡이 모르는 사람 진짜 많다 근데 권총 이렇게 본 건 어떡해? <laughs> 아니야 권총 하자 아, 권총 권총도 해야지 왜 빼? 아또 사회 가기 싫어. <laughs> 아니 사회 가기 싫어. 아 이제는 유튜브에 사회가 치킨 올릴 것도 없다 얘들아. 아 진짜. 알서 아, 이게 잘안 이거 이거 잘 안 죽지 이걸 이걸로 저잘안 죽지. 음. 곤충이 그리지 한다 그리지 한다 쓰기 싫어 저 석고 한 자리만 더줘아 사이가 쓰기 싫어 나는야 사이가 장인 덕불만 있으면 치킨 먹을 수 있지요 사이가 여포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내, 아, 내가 알아서 할게 <laughs> 아 소음기 끼면 나 잘 못한단 말이야 소음기 끼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총 소리가 되게 약하고 총알이 약간 튀는 느낌이야 구요? 음, 어디서 우지치킨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? 미란마에서 <laughs> 먹었어 사람들 근데 같이? 하나, 둘. 하나. 아니? 길리를 획득했습니다. 응? 집을 먹자. 어려워, 내가 판매했던 곳이잖아. 범인은 돌아온다. 범인은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. 원 괜찮거든? 내가 지나가고 써야 돼. 이쪽은 없다고 생각할 거야. 일어날 때 사운드가 나서 제가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애랑 싸우면 엎드려. 그 확실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. 발소리. 서요 아니 도로를 주면 어떡해 어떻게 먹는데 연막도 챙길까? 아니. <laughs> 아또 또 또 사이가 돌잡이 유화각기야또 또 또 집에 한 명 남았을 거고 나 나에다가 나 다음에 어디 가면 되는데 그럼 먹어지나? remember?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연막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앞에 와! 와! 와! 사이다총 완전 완전 깡패총이다 그치?